오늘은 이시 오늘은 오늘은 오늘 어디가 조리? 저희끼리 오토바이 여행 가는 날이에요 오늘은 혜지랑 오토바이를 타고 약간 좀 여행을 어, 좀 멀리 여행을 가서 맛있는 먹방을 맛집 탐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의 주요 포인트는 오토바이를 타면서 이분 풍경을 좀 많이 담아야 돼요 이국 풍경을 좀 많이 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뭐는 한 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이수야 박수미 좀잘 부탁해 Why 먹겠습니다 너무 덥다 너무 덥다 아. 집인데? 집인데? 물회예요 물회 잘 먹겠습니다 생각은 물 없이? 아니, 아니 나는 물에 아니 아니 그 취향 잘 취향 여기는 이제 물 없이 먹는 어? 건데 취향이야 취향 물은 아 진짜로 배자아 맞네 물의 전문가야 고추장에 전문가. 시원한 생수를 약간 부어 숟가락으로 비벼 먹는 것이 전통 방식의 물회를 먹는 방법입니다 <gasps> 나는 국물 없는 거 좋아해서 음, 혹시 그냥 먹어놔 고마워 아그리 혹시 네, 광고 아닙니다 혜지랑 <laughs> 오토바이 타고 여행 왔다가 이거 좀 유명해가지고 먹으러 왔어요 시원하겠다 잘 먹겠습니다 나 먼저 먹는다 응 맛있게 먹어 먹을까 응? 음, 뭐? 아 이거는 아보카도 밥인데 여기 새우장이 있어서 아까 전에 이거 새우 음. 간장 넣고 이거 꼬리랑 머리만 뜯어서 먹으면 돼요 잘 먹겠습니다. 괜찮은데? 에? 아니 꼬리 떼는 거라고 나 할게 됐어 가위로 먹으면 되나? 어머니 사이다 하나만 주세요 네 아보, 아보카도 비벼? 나도 처음 먹어봐서 몰라 이거 사실 이거 서비스로 받았거든요 요거랑 요거 서비스로 주셨는데 잠깐만 먹어보자 아보카도 비빔밥은 아보카도 아보카도 응. 태어나, 태어나서 처음 먹는 비빔밥인데 응, 아보카도 이렇게 부셔도 돼? 아보카도 비빔밥 아보카도 비빔밥 간나가 간나온다 간나 부럽다 음. 뭐? 아, 고소하네 야 많이 고소하네 맛있는데? 음, 맛있다 참기름 맛 비슷하다 참기름이 안 들어 가 안 먹으려고 근데 그거 먹을래? 나 아보카도 먹게 버섯 과일이었네 아 진짜? 응 음. 아, 맛있다. 새우가 없어서 못 먹지. 너 밥 먹어. 한개 남았는데? 먹어 먹어. 불안 해? 한 개 남았는데?